라이온 안녕 난 지금 1주년 기념으로 PC방 가고 있어 왜냐면 나 게임 좋아하잖아 헤헷 아무튼 내가 이 영상을 많이 못 보겠어서 잘 못 봐서 잘 못 따라하지만 그래도 이 라이온 우리 라이온에 대한 고마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항상 우리 올리오노블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어, 이렇게 라이온이 된 지 벌써 1주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1년을 넘어서 어, 1억 년까지 한번 가보자고!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껴주는 만큼 돌려주도록 꼭 노력할게 고맙고 너무 사랑해 축하해 음앙 아,